destination is Hazel. 저는 Please ensure your vehicle belongs with 13. 오늘 Please ensure 저는 your vehicle belongs with you. 오늘 남편이랑 짧은 휴가를 다녀오려고 런던 근교에 호텔을 예약했어요. 짧은 휴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Note, this train is for Portsmouth. 리북 도착했어요. 녹색 <laughs> 용 목욕이야? 가자! 드래곤 댄서라고 있어. 음, 간단하게 먹자. 헤비하게 먹자. 제가 아, 여행 때마다 태국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연일까? 케이크 사볼까? 뭘로 살까? 치즈케이크 살까? 치즈케이크 하나 도착 솔직하다. 저는 호텔 체크인 잘하고 수영장 가서 수영도 하고 놀다가 이제 호텔방 들어와서 딸기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 반 정도거든요. 근데 저녁 예약을 8시에 해서 수영하고 왔더니 배고파서 딸기 먹으면서 좀 쉬려고요. 우와. 아, m um, can I g e 감은 맛없어. 아, 감은 너무 짜잖아. 아니 이거 푸석푸석해 맛없어. 그럼 비프만 할까? 어 나는 비프만 음. 저거 봐. 저런 식감이야. I, can I get just beef, please? Just beef? Yeah, all beef. 너무 내가 좋은 거 아니야? 그 아니 근데 난 야채가 많아. 음. 또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겠습니다. 오지마 이 안에 이게 그대로 소스 맛있는데? 응 음. 토니카보리보다 맛있는 거야 토니카보리보다 훨씬 맛있는데 음. 뭐야 이거? 피그 인더 빌런킷 이름이 뭐라고? 치킨 이름 다른 다른 펄펄 음 예뻐 귀여워 영국 맛이다 왜 어떤 맛이지? 건강한 맛 근데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어 근데 아주 좋은데? 저기서 지금 프롬 파티 하는 것 같아요 굿모닝 여러분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갑니다 어제 앉았던 자리에 또 앉았어요 한칸 어? 우리 어디 아. 아, 아, 아. 한칸 옆자리래요 <laughs> 맛있다 롤스로이스 <laughs> 이 길 따라서 자연을 느끼면서 트레킹하면서 역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내 남편은 벌써 투덜투덜 <laughs> 신발이 안 어울린다면서 <laughs> 벌써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저기도 있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소가 나왔어요. 밥 먹나 봐요. 여기는 이제 귀족들 사는 데인가 봐요. 이분 후손이 사는 데인가 봐요. Lord 스트랩. 뭐라고? 스트랩. 난? 못 이해겠어. India에 갔었대. 벗은 거 아닙니다. <laughs>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골프장이 나오네 인터뷰 할까 오빠? 어? 인터뷰 좀 무리야? 인터뷰? 어 가능해 이쉽 라이츠 웨이를 한 30여 분간 걸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군대에서 산행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골프장으로 갔거든 아주 낙원 같아 보이는 곳을 지나고 있지만 진짜 산에 야생동물 만나서 밟히면 어떡하지? 하는 길도 갔었잖아요 야생 알파카를 만났습니다 아 그 야생 아니고 그거는 누군가 길렀죠? 근데 그런 험한 길도 함께 갔어요 자 인터뷰 끝 <laughs> 이거 어제 봐놓고 갔거든요 500개 중에 500개 중에 16번째 버전 사야지 changes due to short platforms at these stations, and passengers from Clapham Junction can only opt for the front gate. Thank you.